2020년 5월 1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팔로 팔로미 여기 이전에 왔을 때 잠깐 답사식으로 왔거든 여기를 원래 메인을 갔다가 여기를 답사식으로 왔는데 그때 뭔 현상이 있었어 <laughs> 잠깐만 술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술 냄새 같은 게 나. 와 어, 냄새 누구있어요 누구예요? Oui Ну? 잠깐만 여러분들 사람 아닙니다 사람 세다 여러분들 와 급... 아. 아. 당신 어딨어? 수살기 맞구나 당신 당신 수살기 맞아 그렇 래 초집중 이래도 주작이야 이씨. 얘들아 이래도 주작이야 안 돼. 수살비다. 야, 이코나 너 빙의 거리지 말아라. 절대로. 이거는 홀리는 거 없다. 바로 순간적으로 훅 들어온다. 이거 나 이거 진짜. 우리 솔직히 말로 합시다. 우리 얼마든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어라. 혼자가 아니었구나. 혼자가 아니었어. 혼자가 아니었구나 혼자가 아니 양각이다 이거 양각이다 양각이다 이거 좋댔다 안됐다 야너 팝뿌렘다 기압을 참 줄이었다 이 새끼 줄 걸렸다 마이클 줄 걸렸다 하, 마이클 이 새끼 낚시줄 잡을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마, 아, 너, 씨발. 마이콜로 도망가지 마, 바로! 그렇지, 이콜이 잘한다! 마이콜 잘한다, 한 번만 더 그냥 빙이 안 걸려, 괜찮아! 무조건 확인해, 가서! 확인해, 가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오시오. 나오시오.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한분 어디 계시오? 한분 어디 계시오? 방금 나한테 뭐라 했어? 뭐 좀 주라고? 어디 숨어 계세요? 오, 우와 갑자기 향기 오씨. 여러분 저거 말했어요. 저거 말씀하신가요? 쫄았지? 나한테 쫄았지? 이제 저랑 얘기해볼 의사가 생겼습니까? 어? 남자? 이제 저랑 얘기해볼 의사가 생겼습니까?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데미 나 드릴까요? 예? 뭐라고 했어요? 자 이제 장난 그만합시다 이제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아까 뭔 말씀 하셨지라고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주인 아니, 아니십니다 여기 주인 아니야 그냥 떠돌다가 머문 것 같은데 자 내가 얘기 들어드릴게요 이제 장난 그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까쯤에 우리 미지의 부산노님인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딱 들어맞았어. 나는 처음에 좀 착각을 했어. 굉장한 악귀. 그런데 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있었던 거지 크게 악귀는 아니었어. 따지고 보면은. 끄독 좋아요! 짠. 부탁드려요. 어.